wow! Hmm. <laughs> 어? Ah! <laughs> Ha ha ha ha! okay 啊！ <laughs> Ha ha ha! Hey! I'm sorry. Uh. Oh. Brown. Hmm. Black. 哦。 Right.